도와줄게 그래야 어? 마무리 어우 그렇게 죽었네 잘할래 오! 어. 오! 잘 가라 어? 안되네 한번더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 또네 한번더 좀 아슬아슬한데? 땡길 어 나이스 죽어! page. 플레이 네. 거기서 왜 처형을 하고 있어 오 땡큐 나이스 한명더 가자 가 You captured Zone C. thank you